せーの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お疲れ様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지금은 이번 공연의 마지막 리허설입니다. 너무 떨려요. 완전. 슈퍼스타는 이너 이너를 입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보여요 네, 저 끝에 거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はい、でメンバー揃ったら、えーま아, 너무 앞에까지 가서 우리가 각자 마이크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완전 긴장해버린 것 같은데 암시랑 또안 했는데 지금 팬들 앉아 계시는 거 사진 찍어서 보여주셔서 너무 떨려요 윤현상화 킹처시 맛있다 엄청 많이 오셨어요 아니 저는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엄청 떨립니다 그때 울 수도 있는데 어, 감정 오늘 벽 잡고 오나요? <laughs> 아 아니죠 아무도 안 말리는데 오지 말라고 나 그거 보고 그래서 제거 쇼케이스 영상도 살짝 얼굴이 부어있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今本当に東京行きですけどでも皆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僕はあ僕はオリオののやばい人を見て、はい 많이 뜨긴 하시고 라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곧 뭐 드디어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아, 예, 준비 시테이마스까 지금까지 준비한 공연을 네.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 잘하겠습니다 깜벌해봤어 맞다 네, 그러니까 준비한 대로만 하면 네, 됩니다 네. 아, 하나 둘셋 올려봐 파이팅 이거죠 저는 항상 긴장을 하면 몸에 힘이 쫙 빠져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떨렸다가 괜찮아졌다가 반복하고 있어 아 나 진짜 완전 아,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너무 기대된 아, 나 즐거운데? 나 지금 너무 즐거운데? やばい人キュビですのキュビですキュビさんさん僕はプニプニ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僕は聖子ですけど可愛くないメルです僕はのブルブルです僕はのモテモテユジャンです日本 네, 첫 번째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재밌네요. 근데 생각보다 들어가기 전에 저는 긴장 별로 안 했거든요. 들어가서 노래를 하는 순간 딱 긴장이 되더라고요. 잘하고 싶으니까. 무대를 보시면 계속 웃고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랜만에 많은 라이언 분들 앞에 사니까 와 웃음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라이언 직분들 미나상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호응도 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이거 펜라이트?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면서도 중간에 힘이 나고 본돈이 단호 단호심이 됐어 화이트 마셔 화이트 맛 감동적이네요 너무 어, 감동이었어요 네. 아, 이거 진짜 울다 네? 울컥했는데 용수 보고 안 울었어 나 안 울었어 내가 봤을 때 준영이 살짝 울컥했어 나좀 울컥 어, 다들, 다들, 다들, 울컥은 어, 했죠 어, 네. 처음에 처음 들어갈 때 좀 울컥하네 제일 처음에? 엔젤, 엔 노래 나오고 아 그래? 나는 한 명씩 막 쳐다봤어 근데 딱 같은 마음인 것 같더라고 막 음. 이게 올라오는 게 맞아, 맞지? 막 어색하게 막 웃었어 이렇게 큰 무대인데 실수 없이 네, 아, 잘한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욕같다네. 자 그리고 많이 진짜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거 응원봉도 그렇고 박수도 계속 많이 쳐주셔서 저희가 더 힘내서 했지 않나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네. 생각보다 덜 떨리고 맞아요. 같이 그냥 노는 느낌이어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일부 2부가 또 남았기 때문에 맞아요. 2부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간발이 봤어요 네. 간발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는 그럼 2부 준비해보러 가도 네. 이구조! 안녕! 이구조! 안녕! 안녕! 안녕! 우 맛있어요? 우마이 우마이 됐을까? 우마이 규 네? 아니 규벤토 <laughs> 규벤토 음. 파프리카다 어, 어 쭌지 어때요? 잘 찍었어요? 어, 우리 팬분들께 보내줘야 돼요. 어 그래요? 어 괜찮네요 실제로 보기엔 괜찮아요 지금 볼 보니까 진짜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laughs> 우마이 치고는 표정이 지금 죽어가는데 성호 형 우마이 표정 다시 <laughs> 뭐야? 왜 입만 좀 가진 거냐 僕はボボスが気に入ります。僕ラはイオンの皆様も楽しんでますかはい。ああ、カメラで。 <laughs>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1부보다 완벽해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같이 아, 이깁시다 올려놔봐 파이팅! 그저 내일 마지막 무대 어떠십니까? 후회 없는 무대를 하겠습니다 웃어버리겠습니다 마지막 무대 무셔버겠습니다 리비리비도 마치 빡한 듯 와나 빡한 듯 그리고 일부 분들도 되게 호응을 잘 해주셨는데 이부 분들께서 더 큰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어, 저희가 힘이 또 나네요 어떤 힘까지 나서 짜서 하다 보니까 오늘은 무대 끝나고 쓰러져서 그 다음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今天。 아나 누구 울면 우는데 방금 울 뻔했어 진짜 그래서 용수가 처음에 안 울었으면 좋겠어 용수가 처음에 오니까 우리가 눈물이 쏙 들어가잖아 너무 귀여워 근데 약간 웃기게 울긴 해 진짜 이렇게 울잖아 네, 라이브홀 네. 끝났습니다. 드디어 1, 2부. 아, 아 아쉽네요. 아,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 네, 진짜 아, 너무 아쉽다. Time Leap 보일 때 진짜 너무 아쉽더라. 아, Time Leap이 곡이 한 12분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무한루트로 네, 계속.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이렇게 팬분들도 정말 맞아요. 좋아해 주시는 거 너무 재밌 감사하고 좋은 네. 추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2년 전에 미리 만나 왔을 텐데 이렇게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많이 진짜로 많 네, 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너무 힘이 돼가지고 용순 울고 다들 그리고 멤버분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이 너무 고생해 주시고 너무 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시카레사마데시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눈물 미루상 네. 한마디. 근데 제가 얻었던 이유가 아, 팬분들의 얼굴을 계속 쳐다봤어요. A, B, C 네. 그냥 모두 쳐다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음. 너무 진짜 감동이었고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추억 안겨드리도록 그리고 더 많은 눈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에게 좋은 추억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토 네. 뭐 이 어머니네 네. 앞으로도 쭈꾸리 네. 마셔. 지금까지 올려.